제가 에뛰드에서 신상 10만 5천원어치를 쓸어 담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봤거든요. 그럼 다같이 베이스부터 함께 시작해볼까요? 자, 구매한 첫 번째 제품은 글로온 베이스 쉬머 블렘입니다. 이게 이제 shimmer한 베이스, 은은한 광을 주는 그런 베이스라고 해요. 이번에 새로 나왔다고 해서 이제 사왔는데 뭐 베이스 역할도 하고 이제 다 파운데이션을 한 후에 위에다가 싹싹싹 두들겨가지고 이제 하이라이터의 광을 음, 주기도 하는 그런 이제 베이스 역할을 하는 그런 Shimmer Glam이라고 합니다. 반사판을 받은 듯 사용 전 가볍게 상을 흔들어주세요. 쉽게 쉽게 쉽게 얘 말고도 그 뭐야 스무메이스도 엄청 유명하잖아요 제가 아직 걔를 구매를 안 해가지고 응 어, 새야 조용히 해 걔를 살까 얘를 살까 엄청 고민했는데 음. 이따 소개해드릴 파운데이션 자체도 촉촉한 제형이라서 굳이 막 광이 날 정도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오. 오, 매장에서 테스트할 때는 잘 올라왔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하니까 그 은은한 광이 뭔지 알겠다. 음. 그 제가 갖고 있는 맥 strobe cream보다 일단 이것만 발랐을 때는 좀 더 이게 좀 더 발랐다의 느낌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제가 엄청 좋아하는 더블 래스팅 이 세럼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얘를 샀더니 글쎄 에뛰드가 얘를 주고 있죠. 이 엄청난 이 브러쉬를. 제가 이 제품을 강남역 부근에서 이제 구매를 했는데요. 그때 거기 이제 매장에서 언니가 동생일 수도 있어. 이제 여기 직접 기계로 제 피부에 뭐 쿨톤인지 웜톤인지 뉴트럴인지 이렇게 테스트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싹 닦아가지고. 근데 저는 제가 여지껏 warm tone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테스트를 딱 했더니 전 neutral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neutral 베이지 컬러로 딱 제 피부톤에 맞는 컬러로 사왔습니다. 이 브러쉬가 그렇게 좋다는 말이 많은데 제가 과연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일단 브러쉬를 파운데이션에 묻힐 때 끝에만 잘 먹여서 이렇게 펴발라줘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전 항상 실패를 했죠. 오! 오! 제형이 엄청 흐르는 거 보이죠? 이마는 얇게 발라줘야 하니까 남은 이제 이런 소량의 양으로 이 뭐랄까 매트한 느낌이 전혀 없고 광이 이렇게 느낌이 있네요. 그러니까 세럼 파운데이션이겠지. 근데 내가 브러쉬로 잘 못 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무리 조금 촉촉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스펀지라 두들기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예전 더블 래스팅 그냥 버전보다는 조금 커버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치만 굉장히 촉촉하다는 사실 제 돈 주고 제가 산 거니까 뭐 평가라고 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제 피부 상태가 안 좋은 건지 제가 이 파운데이션 도구를 잘 못 써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의 각질 부각이 남있네 그렇지만 하여튼 이 뭔가 살살 도는 광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봐요. 보세요. 제가 얼마나 에뛰드 더블 래스팅 광이냐면 이렇게 색깔별로 3개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3개를 갖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팬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 피부 상태가 문제인지 얘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피부는 굉장히 깐달걀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가까이서 봤을 때 약간의 각질 부각이 좀 보인다. 자, 그리고 늘 그랬듯 빠르게 눈썹을 그리고 이제 쉐이딩을 해주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동안 약간 조금 데일리한 메이크업을 보여드려서 오늘은 조금 세게 메이크업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눈썹 산을 살짝 있게 그릴까 싶어서 이 앞머리를 높이를 이렇게 앞에를 내려서 잡고 있습니다. 조금 눈썹 앞머리가 어색하다 싶을 때는 이런 밝은 색깔 섀도우로 눈 앞머리를 살살살살 터치해주면 자 다음은 이제 섀도우를 할 건데요 어, 에뛰드하우스에서 이번에 10가지의 섀도우가 출시가 됐더라고요 후르츠앤너츠라고 해서 음, 매트 색상 4개 그리고 shimmer 색상 4개 그리고 glitter 2개 이렇게 출시가 돼가지고 제가 가자마자 10개 다 주세요 해서 이렇게 쓸어 담아왔죠. 자, 첫 번째 베이스로는 어, 픽, 피칸이라는 색깔을 깔아주려고 해요. 이 색깔은 근데 얘는 조금 더 오렌지 빛이 도는 그런 브라운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색상이라서 얘를 선택했어요. 그 얘로 베이스를 한번 깔아주도록 얘는 이제 다음은 바짝 말린 곶감 속살인데요. 얘는 조금 더붉한 초코색 브라운 색상이에요. 이런 색상인데요. 얘로 이제 눈끝을 좀 더 잡아주도록 해요. 무섭죠 지금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음, 마구 먹는 마카다미아 라는 색상인데 음, 얘는 열려라 아 예뻐 약간 쉬머한 음, 핑크빛이 살짝 도는 브라운 컬러라고 해야 되나? 얘를 눈 앞머리 이쪽에 비워둔 데에다가 살짝 채워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음, 햄스터 최애의 해바라기 씨라는 컬러인데요. 이건 glitter거든요. 얘는 이 오묘한 색깔을 이 카메라가 담아낼 수 있을까요? 펄들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뭔가 베이지 빛도 나고 그레이 빛의 펄도 있고 핑크빛도 있고 약간 이런 glitter함이 있는 눈 앞머리 밑쪽에다가 잘. 와 이거 펄 난리 났다. 여러분 이거 사세요. 이거 너무 예쁜데? 여러분 이거 너무 예쁜데? 이거 사세요. 햄스터 죄의 해바라기씨 사세요. 라인은 블랙으로 깔끔하게 붓펜 라이너로 그려줄게요. 오늘은 끝에를 약간 bold하게 빼주도록 할게요. 라인을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컬픽스레띠도도 만만치 않죠, 마스카라. 어마어마하죠. 일단 마지막으로 립을 세 가지를 사왔어요. 헤이 헤이즐넛 대충 말린 대충 말랭이 오독오독 아몬드 그래서 요 중에 어떤 색을 바를지 고민 중 제가 전체적으로 오늘 각질이 얼굴에 좀 있는 날인가 봐요. 입술도 그렇고 얘를 하이라이터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었으니까 얘를 한번 살짝 끝에 네? 톡톡톡톡 이거를 또 안 하면 섭섭하잖아요 근데 블러셔는 제가 갖고 있는 띠드 중에서는 특별히 뭐 없을 것 같아서 애니스프레의 노을 물든 수국으로 살짝 머리를 감싸주도록 할게요 오늘 메이크업도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으면 정말 정말 좋겠어요. 음,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리플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